제일 좋게 들렸어. 어, 스파이스 없나요? 음. 제가 만이에 마이크 프이를 드리잖아요. 그 마이크 프리는 아, 그 별개로. 아,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<laughs> 그대로, 마이크 그대로 넣어지 이거 먹네. 아니요, 아니요. 한국에서. 빵도 비슷한데. 네, 그냥 빵 진짜 비슷해. 소시지가 횟째로 바뀐 것 뿐이야 베이컨이 빠져서 안 짠 것 같아 베이컨 그 버섯이 들어갔네 베이컨 대신에 그럼 김밥이 맛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 결국는이 오디오 카드 성능도 햄버거 전문가로 돌아왔습니다. 그냥 RM이다.